예. 사람. 들 나가보자. 그냥 스케일링 할 정도는 아니고 관리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따로 안 닦아주셔도 되고 네. 아! 아, 되고 처음부터 이렇게 역시 한명으로 되네요 네. 이 싫어해요? 어. 까꿍 문이 열리네요 그대 아빠 꿈은 가만히 안 있어요? 네네 아이고 맛있다 맛있다 아빠는 혈관이 좀 두껍대요 뭐 가능하시면 가능하시면 아빠가 하시면 좋은데 컨트롤이 되시면 아이고 세상 소리 깎아먹자 이러죠 아이고, 맹수씨 깎아드세요 깎아 아, 깎아드세요 그거 뭐 화내가지고 뭐, 뭐 풀립니까? 깎아놔 드세요 뭐? 상황 되게 착했어요. 잠시 기다려주세요. 네. 아, 근데 잘했어, 내 새끼. 어, 어리둥절해, 어리기가. 제리둥절했어, 애기가. 아이고, 잘했어. 저는 뭐 흉관 괜찮고 뭐 페라든지 심장 괜찮고 네. 신장 위치 괜찮고 네. 장 소화 상태 괜찮고 네. 트라인 다 괜찮고 오늘도 거의 소변 못 보고 나온 것 같은데? 네 오늘 소변 못 보고 나왔어요 와우 허전의 어, 상태 네네 뭐 결석이나 그런 건 없고 네 아직까지는 살찐 거 빼고는 크게 문제 없는 상태고 네네 뭐 위치라든지 이런 건 네, 다 괜찮아요 위치는 네.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음. 뭐 고관절 쪽은 크게 문제 없고 네네 어, 관절이 많이 좀 안 좋아졌을까봐 혹시나 음. 고민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안 좋은 편 아닌데 아 그래요? 네. 나이 때 그냥 적당 네. 음. 음. 쉬어매렸구나 집에 가서 쉬어야지 아버지 여기 가방에 한번 쏙 들어가 볼까? 썩 들어가자 옳지 썩 들어갔어 네. 다른 거는 뭐 크게 문제가 없고 얘는 네. 우선은 콜레스테롤하고 네. 중성지방 낮춰야 되고 네네. 네. 간수치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죠? 간수치는 어. 그럴 수도 있어요 네네. 네. 네. 그리고 아직 뭐 심각하게 높아진 건 아니니까 네. 네. 알겠습니다 네. 음. 뭐 결과는 전, 전반적인 평가는 조, 좋은 걸로 그러면 네 괜찮아요 네. 네네. 음. 네. 네, 그, 그래프에게 얼마나 시야가 매려웠어요 네 시야가 많이 매려웠구나 아이고 표정 안 좋아 <laughs> 이게 레저 활동하고 싶어? 레저 활동을 한번 가볼까? Ha ha ha.